우리 슈퍼푸드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 봐요. 아몬드. 마늘. 마늘도 슈퍼푸드 아닌가요? 어, 진짜. 연어. 연어. 아, 연어. 그리고 연어 너무 좋아. 어, 뭐 이건 다들 알 거예요. 토마토. 토마토, 토마토. 네, 그리고 귀리. 귀리. 네, 이런 것들도 이제 슈퍼푸드에 포함이 되어 있죠. 근데 이 중에서 뭐 좋아하세요? 연어. 어, 나도 듣자마자 딱 연어. 아, 연어? <laughs> 완전 좋아해요. 아, 연어 좋아하는구나.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음식이 있는데 오. 어. 바로 아보카도예요. 아, 아보카도요? 아, 보카도가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에요? 네, 네. 어, 진짜. 진짜. 왜냐면 그 아보카도가 뭐 착한 지방이 많이 함유가 되어 맞아, 있다고 맞아. 하잖아요. 아, 그래서 초파 지방 네. 진짜. 나 이렇게 하니까 되게 공부 많이 한 것 같죠? 그러니까 다 써 있었던 거 아니야. <laughs> 아, 그래서 요즘 이제 오일로써 과일을 이제 그때그때 먹기 힘들어서 사실 음. 오일로 많이 먹는데 맞아, 맞아. 오일도 사실 보관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요즘 이렇게 나와요. 와 아포가, 아보카도예요? 네. 아보카도. 이걸 이렇게 캡슐에 담아서 오,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먹, 먹을 수 있게끔. 이거 하나 먹으면 약간 좋아지는 거예요? 알약처럼 나와 네, 네, 네. 있구나.